Welcome to 먹방 맛집 402호 나는 여러분들의 밥친구 나공이야 오늘 준비한 음식은 팔도에서 나온 서울 시스터즈 김치 짜장면 2개 그리고 군만두 파김치까지 준비했어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의 먹방도 여기까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 그런데 이런 먹방 누가 보러 오느냐고? 그게 꽤 보러 오더라니까.